참나한테 맡기면요. 참나가 내 안에서 더 힘을 내서 역사합니다. 안 맡기면요. 에고가 다 하겠다고 하면요. 참나가 <laughs> 어, 관망했다가 카르마 집행만 합니다. 근데 내가 맡기면 참나한테 마이크를 빨리 넘기세요. 그럼 그래야 참나가 노래를 부르죠. 지 혼자 노래 다 부르면서 어, 너도 좀 하지 막 계속 마이크 안놓고 마이크를 넘기세요. 운전대를 넘기세요. 참나한테. 넘기시고 여러분이 적절히 필요한 필요하다고 할 때 손만 거들어 주시면 돼요. 이렇게 인생 한번 살아보시면 어떨까요? 운전대 자율주행에다 맡기고 나는 완전히 쉬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. 기본적으로 이 우주는 참나가 인도하니까 참나한테 맡기면서 참나한테 이 운전대를 맡기면서 내가 적절히 어, 거들겠다 이런 느낌이죠. 지금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뭐 보고 듣고 한 거 다 하느님 성령 작용이에요. 그럼 이런 작용이 일어날 때마다 아버지한테 맡기면 돼요. 다 아버지. 이거 다 아버지한테서 나온 건 줄 압니다 하는 거야. 아버지. 내가 괜히 그 생각, 감정, 오감이 참나에서 올라오는데 성령에서 나오는데 아버지가 펼치시는데 그걸 다 내 건 줄 알고 에고가 중간에서 괜히 집착해가지고 그 조급해지지 않겠다 이거죠. 불안해지지 않겠다. 괜히 내가 더 그 참나의 작용을 방해하지 않겠다. 아버지의 작용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한 걸음 물러서서 아버지한테 맡기면서 관망하면서 적절히 도울 것만 돕는다 하는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. 그래서 늘 몰라 괜찮아 하고 맡기고 자명해 하면서 적절히 도울 것만 도우면 돼요. 자명한 것만 나서면 됩니다. 몰라 괜찮아 하면서 맡기고 아버지한테 다 맡기고 어, 난 괜찮아. 난 몰라. 하는 건 맡긴 거예요. 아버지한테. 아버지한테 맡기고 자명해. 자명한 것만 내가 나서서 처리하면 돼요. 자명해. 물어보고 아버지가 자명하다고 한 것만 맡기고 자명. 맡기는 게 자명하면 맡겨버리고 음, 내가 해야 될 일은 거들어야 할 일은 거들고 참나와 함께 사는 삶이죠.